이렇게 나약해선 들 덤비지도 못하면서 마지막 버튼 부르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에게 굶주려고 했나 덕투도 <laughs> 다투도 SXDK e 너의 강함을 이미 느꼈지만 어쩔 수가 없어 되돌아올 수 없는 강건은 지금 내 모든 걸 걸고 싸우니 왜 해서 못을날수 없나 벗어나려 해도 아무런 소용